야, 다음에 꽃 사이 마. 우리 그냥 공원 있어. 그냥 đây là chợ Cẩm Lệ Ờ. à, nơi đây thì có bán hoa ban đêm thì bán hoa thịt trái cây <clears throat> ăn vật hầu <laughs> tụ những uh, 아 여기가 너 쳐? 쪄? 아 dòng bán thuốc No no 화 화. 화. Hmm. En dan Tui? Li. Hmm. 15 15? Yeah. À 15 Mắc quá Cầm chai tí <laughs> Đến To same the flower nhé. 어 여기도 후아 있네. 린. 응. bông nhục không ạ? À? Con bóng chục này, một cái hồng nó 5 ngàn cây. 5 ngàn Còn nhiều vậy? Câu nói cho hết rồi 5 ngàn 5? Dạ yeah. 이건 빨강, 노랑, 거 옐로우 응 네? còn cái gì? cũng 5 ngàn 5 ngàn 5 ngàn? Dạ y e h 음 이거 또 믹스 믹스 응 응?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이거 예쁘다야 이거 말고 이거 이거랑 이거 투 이거 là 40. bốn biết 먹물? Của chị ơi, 8 ngàn cây, chị lấy 8 ngàn. Em mua ra lấy được hả? 야 안 예뻐. 나딸 거야. 300 300? Vâng 300, 300 너무 비싸 아니야? 막 와. 네. Rồi like tiếp À, bó lại thay bó hoa ra ừ. ừ. ra hí ra hí ra 나 사우디. 네 들어봐. 맛있겠다. 맛있고. 이제 마법. 아, 아, 봐 아. 좋아? 엄마가 좋 좋아, 고마워. 매고 어디 갔지? 아, 내고. 아, 비켜볼. 네, 가시. Cẩn thận có gai. Rồi cẩn thận đó ra. Ừ. Ừ. 조심. Cảm ơn nha. Cậu mua mà bó sáu ghê trời. 너 이거 뚜이 뚜이. 이거 메보. 이거 리. Dạ, quên quên câu một sinh có Của em đâu? 히추. À, bây giờ cái bông sáu ngàn hả? Để đi sáu đi. năm ngàn bông á Mà ai bó sáu ngàn đó? đâu mua lẻ á <laughs> không Còn cái này gì nè? Nếu mua lẻ Mua lại. Của em đâu? của mẹ nó kìa Ủa cái này là của, của mẹ mà. Tao thì tao của cái em em cũng có. của em là của mẹ Em đang sau là nói là mà mình có một cái hết đi nhé. Ai 뚜이 뚜이 뚜이. 아니야. 또 이거 뚜이도 있어. 뚜이 메보 리. 자, 쓰리. Thui, thui. 너 비케어풀 네거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게 너무 많겠다 이거, 이거 샀다 화이트 그냥 그래 고맙다 얘돈 없다 오빠 그거 뭐 잤어 이거 아마 천원? 어? 천 무슨 천원이야 nope. 비싸 나 맞고 와 이거가 이거가 10만 동 10만 동? 진짜 이거가 5만 동 야, 매우 아까 얘기했어. 이거 2만 동. 누가? 음. 이거 하나에 저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5천 동. 5천 동어 이거 디프런 프라이스야 이거 얼마? 토털리. 이거 토털리 10만 동 어디에? 저기 앞에 가게. 가가 아무나 나 페이드. 이거 같이 말로 오 이거 통백이 4만 5천 동인데? 노노 10만 동 몰라? 10만 <laughs> 동 아니야 10만 동 10만 동 진짜 한개 먹자매 보자 야너가 오빠랑 같이 어 어디에? 저기 어뭐어 어. 저기 그린 컬러 어? 진짜? 어 저기 안 팔아 또 화이트 플라워 10만원짜 샀지? 어 아, 아, 아니면은 오빠가 씻고 야 b e c a u s 이거 갖다 10만 동도 아 c 야왜 이만큼 저 10만 동 팔아 어? if 4만 5천 원 I c a n n 알았어 뭐 알았어 남무이 아 say t h 남무이 say t h 아 진짜 남무이 진짜 갈 거야? 이거 봐 오빠 여기 남은 돈 만동 남았어 10만동인데 이거가 남무이고 목무이 목무이 아까 그게 목무이고 이게 밥 남무이 여기 여기서 샀어 여기? 응. 여기에 접이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어. 여기 꽃 많아 리코터 사? 사고 싶으면 야너 오빠 사줬는데 <laughs> 그렇게 얘기할 거야? 진짜 내 선물도 못해 선물도 어? 야 이것도 내가 했어 They just give the, the flower I said 아 이거 해줘 And I make this, this one <laughs> 진짜 알았어 너 다음 또 꽃 안 사줘 아! 아서 사지 마 5만 넣은 거 마름이 12개? 12개 어 12개 아니 12개 아니지 <laughs> 야 다음에 꼭 사지 마. 우리 그냥 어, 요, 요즘 막 통관 있어. 그냥 너 진짜 안 놀아. 뭐 오빠가 이 꽃도도 그 씨. 뭐 내돈 5천 원 씨. 10만 돈 썼는데 씨. 내가 들은 건 꾸중밖에 없어. 알았어 고마워. 아니야 이거, 이거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봐 Happy day. Đi với đi là chị. Anh buồn. 영상 여기서 끝.